원래도 좀 진짜 건강한 체질이어가지고 동물보호 때문에 시작해서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? 한때 접어들면서 약간 체력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사무직인데 일찍 퇴근하고 일찍 잠이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고기를 끊으니까 다음날부터 일어나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이번 겨울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는데 이게 진짜 그냥 채식을 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뭐 특별히 막 운동을 막 더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편은 아니거든요 음,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